착해 예, 예. 왜 이리 착하노 우리 진호 아유 순해 예뻐 어. 씻기 줄게 우리 진호 깨끗하게 씻자 깨끗하게 씻고 집, 음, 집, 집돌이 돼야지 이제 집돌이 되자 깨끗하게 씻고 아이고 예뻐라 음, 예뻐라 예뻐라 준아 아니 왜 이리 준하다 이리 준하다 알았어요 엄마 여기 있잖아요 아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그러면 음, 괜찮아요 엄마 음, 여기 있잖아고요 음. 음, 괜찮아요 음, 착해요 그러고서 응, 이리 와. 이리. 잠시만, 잠깐만. 응, 음, 이 음, 괜찮다. 조금만 해줘봐자. 아이고 착해라. 알았어요. 응, 알았어요. 싫어요. 빨리빨리 해줄게요. 깨끗하게 헹궈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호야. 아이고, 진호야. 이것이 밝다.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괜찮아요. 아 싫어요. 아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조금만 더 행복하자 우리 진호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처음입니다 그렇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어, 깨끗하게 헹궈야지 피부 음, 다 했어. 한 번만 눈물을 맞아. 알았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어이구, 착해라. 음. 음. 잘 갔다. 잘했다. 음, 신호야. 한 번만 더 행동하자. 얼굴한 번만 씩좀금씩 조금씩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 여기도 씻고, 아이고. 여기도 좀 씻고, 아이고. 벌떡이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벌떡이는데 좀 씻자.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음, 에이 턱 밑에가 엄청 미끄럽던데 근데 그랬더니 우린 시지도 못하고 아이고 예뻐라